우영우 친구 오네. 우투더 영투더 우! 영투더 꾸투더 라미. 그다음 아침 안 먹었지? 아저씨가 김밥 줄게. 그럼 전 돈까스요. 어, 그냥 김밥 먹어. 돈까스 김밥 돈까스 김밥. 네.